애들이 데 있어 뭐가 문제가 say s o m e 기가 겁나 싸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 니들이 재미없어